가자 집에 갔다 오면 내가 다 이겼겠다 좋아요와 구독 아! 미스 포춘도 좋은가 봐 미스 포춘도 저거 사람들이 그거 많이 하더라 코스프레 많이 하더라 인기 많은 캐릭이니까 많이 하는 거 아니야? 다 아리 코스프레는 못하겠는 걸. <laughs> 아리 코스프레는 나는 못하겠는 걸. 저 옷을 못 입어서. 비둘차이. 미드 차이가 거기서 나와? 때 맞추기 와 nice! 나이스 막타 내가 잡았다 그럴리가 아니 내가 잘한 거를 왜 남을 칭찬해 이제 와시켜 아! 와 아, 엄청 빨리 달린다 아. 전설의 주야. 너를 기어. 미친 날뛰고 있습 너를 기어. 난. 아, 하. 까불어. 와, 얘 어떻게 들어갔어? 와, 뭐야. 쟤는 이 티어가 아닌데? 근데 그거 이기기가 쉬운 거야? 초급 1대 5는 할만해? 너무 초보만 한 재미없으니까 중급 좀 섞을까? 그럼 한, 하나씩 해보자 이거 해보고 그 다음에 중급 한 명 넣어보고 그 다음 중급 두 명 넣어보고 나중에 중급 세 명 넣으면 되겠네 그래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도전 오 달려온다 아까워 Nice. 잡았다 오 first. 그래도 나도할 자리 나밖에 없구나 도망가 어 다 잡을 수 있겠는걸? 안해 아 이거 눌렀으면 죽었을려나? 와, 둘 다 개핀데, 그치? 야, 아, 너무 아깝다. 6번, 6번. 안 돼! 아! 안 돼! 아! 졌다. 아, 못 보겠어. 아, 아. 일대 3 하실래요? 2대5 하실래요? 이거 한, 한 놈만 없었어도 이겼어 한 놈만 <laughs> 없었어도 충분히 이겼어 이거 한 명만 없어도 이겼었다고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지금 못해서 졌다 생각하는 거야 한 명이 더 많아서 진 거야 <laughs> 아, 아! <laughs> 아, 친구도 데리고 왔다 도망가 파괴되었습니다. 초점? 와 얘네 우리 기지까지 와서 뭐하는 짓이야 못 이기겠다 이거는 애들이 자꾸 우리 일꾼 다 어디 갔는데 얘네 뭐야 아 이게 뭐야 넥서스 1 대상 키키키키키키키 뚜데이는 아니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모시기면 1대3 가야 합니다. 아이폰 없어. <laughs> 아 설마 이렇게 하는데 지겠어? 하, 떨린다. <coughs> 미드 뭐는지 보러 갈까? 아! <laughs> 야, 간 그 약게 빠진 코코? 한 놈만 팬다. 아우. 3,000개라고? 2,500개. <gasps> 하긴. 합쳐킬. 역시 게임 잘한. 나도 했다. 아이 나이스. 오, 오, 어, 오 어, 개피다. 오, 어, 오 <laughs> 도망가. 오 세다. 맞다이. 맞다이. 와우 잡았다 어쨌든 와 이거 봐 애들 너무 너무 애들이 너무 얇게 아니 그럼 보 정도가 아니라 얘네가 아까 말패트 보스에 비하면은 그냥 반, 반에 반도 안 되는데 와 잘했다 뭔가 와 미쳐 날뛰고 있다 <laughs> 가자 집에 갔다 면 내가 다 이겼겠다 적의 업체계를 파괴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겠어? 해봐. 나안 해.